자, 그럼 온라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긴 하는데 집중 하나도 안 되네. 답답하다. 네 얼굴 잘 나오나? 안 이상하지? 이럴 바엔 내가 수업하는 게 낫겠네. 어휴, 등록금 아깝네 진짜. 다른 사람들은 뭐하나? 수업 잘 듣고 있나? 이프피 학생 이프피 학생 없나요? 누가 내 캠 쳐다보고 있진 않겠지? 오늘 저녁 뭐 먹지?